해피 뉴 이어 오늘이 무슨 날이야? <gasps> 오 로라야 What? 로라야 What? 뭐일까? 되게 어. 뭐 이거 그냥 샌드촌이에요 <laughs> 더 10초 19초 3 어, 4 3 2 1 해피 뉴 이어 아케오메 것도 열어 에? 네. 작년에는 많이 미안했어 내가 올해는 작년의 승장을 잊어버리고 보운 유카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승장이 될게 유카가 하는 거는 다 맞아요 와이프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부탁해 사랑해 여보 미안해 뭐가? 노래는 <clears throat> 다 잘 될 거야 <laughs> 공격적으로 가보자고 앞으로 나도 내 계정을 키워보는 한 해가 되겠어요 <laughs> 작년은 어땠고 올해는 어땠어? 2012년 <laughs> 몸이 안 좋았고 음, 음, 음. 그래서 안 좋은 거를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항상 <laughs> 항상 2022년을 돌보기 2023년 기대됩니다. 예. 자 우리 또 중요한 게 있잖아. 오늘이 무슨 날이야? <gasps> 자 시작. 로하 하피 버스데이. 잘안 맞네. 23년도. 자 일단 2023년이 돼서 뭐 이제 와서 옛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작년에 북한테 현금 10만원 준 거 가방 정리하다가 그대로 있었어 빵! 내가 먹었어 이건 또꼭 북한은 뭐 작년에 계획이 없겠지만 그런 미안한 거 없는 것 같아 난 그런 미안한 거 없는 그러 훔치고 그런 건 없는 거였고 훔치라니 그랬구나 2023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. <laughs> 자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 내일 때가 오늘 오늘 엄청 바빠요 일단은 러한이가 딸기 케이크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려 보려고 하는데 정신 없을 것 같고 자 로한이한테 한마 로하니 엄마가 많이 사랑해 알지?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지? 하는 매일 생각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 로하니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서 로하니는 그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랑 같이 잘 지내보자 그래 <laughs>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1년 더 우리가 지켜줄게 로하나 <laughs> 아빠야 나한테 자꾸 엄마 엄마 하는데 여기가 엄마야 뭐 헷갈릴 수 있지 근데 3년을 헷갈릴 수 없을 것 같아 아침에 엄마랑 싸우지 말고 로하니 우리 셋의 가족끼리 가서 물어볼까? 자 크게 중요하지 않단다 언어만 하면 돼 아빠 봐봐 <laughs> 육하 봐봐 브롱스 광저 10년 후 로항이 어떨까? 14살? 어 14살 나 14살 때 진짜 아, 엄마? <laughs> 내가 봐도 내가 싫었어 왜? 아, 아, 제일 질풍노도의 시, 기였지 질풍노도? 슬픈 노동 <laughs> 엄청 노동하네 존나 <laughs> 찜쓸나뭐 아무튼 우리는 로한이가 있어서 행복해 그리고 로라야 What? 로라야 What? <laughs> 어, 로라야 이제 벌써 8살이구나 로한이는 사랑이야. 로라야 아빠는 로라를 사랑한단다. 난데. <laughs> 그 울컥하는데 나. 나도 울컥했어 육화가 되게. 어. 나 요새 그냥 생리촌이에요. <laughs> 생리촌이에요. 곧 <laughs> 생리가 와요. 그래서 그래 자책했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왜 이렇게 울어 불하나 여자들은 이런단다 생리 일주일 전부터 조심해 <laughs> 어떻게 되었을까? 뭐 10년 전에 똑같지 뭐 <laughs> 설레와 저도 3년 만에 와이브다요 만약에 정말 그때도 유튜브하고 그때 구독자가 그대로 같이 보고 있으면 당신네는 정말 우리의 우리, 인생을 같이 맞아요. 하는 거라서 우리 의리 지킵시다 맞아. 그 분들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. 그러니 항상 댓글 다 달아주시는 분들이나 한결같이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음. 자 저의 2023년도 목표는 일단 몸무게 73kg <laughs> 디테일 안궁 안궁 안궁하겠지 기도수행한 아, 그고 우리가 잘 가고 음. 아 그리고 일로 해외 가고 싶어. 오. 음.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건강을 no. 건강 no. 건 공간 <laughs>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. 자 모두 다 잘 되는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. 주식도 빨리 상승장 거인도 상승장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.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감사 하피 뉴 이어 하피 벌스데이 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